와,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눈. 와.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기 오리들. 여러분,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오늘은 너무탕 뜨겁게 팔팔 끓였지 눈싸움 썰매 추억 만들어졌지 <laughs> 얼큰하게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무사 보쌈 아,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야외에서 어묵탕을 먹어볼 건데 일단은 이렇게 먹고 이따가 깻잎이랑 팽이버섯 착 해가지고 매운 양념에 졸여서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들었네. 떡이 완전 지뢰예요, 지뢰. 엄청 뜨거. 어묵보다 떡이 훨씬 뜨거워서 통으로 먹는 것보다 잘라서 먹어야 되는 어묵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 데 장점은 빨리 식는다는 엄청 춥네 제가 지금 밖에 나온 지 한 3시간 정도 됐거든요 아니 얘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안 끓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대만족 근데 발이 좀 시렵다 발가락 끝이 시려운 걸 진짜 오랜만에 경험해보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해 뜨거워 붕어 향이 난다. 얼어 아향 장난 아니다 소스 어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다 진짜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춥고 이래가지고 뭐 재밌는 얘기를 못했네 근데 약간 이런 real sound는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열심히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아 따끈따끈한 거 먹으니까 빨리 따뜻한 데 가서 자고 싶다 <laughs> 안녕 암냠냠냠 이거 할걸 암냠냠냠 아, 하지 말거야 틀려버렸나? 좋아요는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암냠냠냠. 땡이다.